Chungechi a m u l e n t a m u n g y a n Lushu, Malen, Kempu, Ulchazomo, w e c h e w e n t r u Temzomo, t e m w e n t r u k u c h e f u s h a Ka Femngechi Pinyahui, p a n k o l e w i wai pichi che, pichi wanchu, pichi samo, kona, nguch kushe, nguch fusha.